ISTJ gadang il yak sok a hun kui he call ha noon gi yang noon bi yil loab sud nader. ISTJ dual a genun me il gak jaseol jung wen quest dual e john j had nader. Student noon gong bu hal dang lhi yang. Worker dual yunab mu hal dang lhi yang yul me il sal jung ha go sen hu wol had nader. Gulung de gak jagi kam bak e ud si man na jago yo chong bak e umayan. Nan gam ha ha mi ya duk dak neda. nader. Ya gi min ha go with nun istj lul gundu limayan, fi yian so bol suab sukdun mayun matsul nukil suit sud nada. Honja shijil jo jung ha nun shigan e peel yo ha mu law, tu weso han shigan dui atuk helji mul abonun gut shi jot sud nada. 일 당신은 내게 매우 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편한 사람은 바운더리에 포함된 건 기본이며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ETJ의 사회적 가면을 벗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2. 당신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이티제와 매일 본다고 하면 분명 어느 순간 할 얘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티제가 일을 먼저 만들고 다니는 일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색한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래도 이티제는 상대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에 만족합니다. 3.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스케줄을 어떻게든 변경할 수 있어요. 이티제만의 루틴을 건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루틴을 조정하면서까지 당일 약속을 잡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응하듯이 다음 약속을 먼저 제안하면 이티제는 더욱더 직진할 것입니다. 즉, 당일 약속을 즐겨하는 이티제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Nul unistja ge flirting noon bang but yul el he li get sub nader. Munja, ISTJA Gedun Gumud si sail Jack Flirting Habo yo. For example, Anunal Gab Jagim Hi du we Jum Seem Seeks Agat Chi Haja Gohan Damayan. ISTJ Ban Unay de la Husok Flirting Ganun Yabugagi Yul Jungdu Wedne Da, Cham Go Lo, Dan Il Nail Jum Si Muk Jago Harmayan Gajul Dan Hail Huatlahi Yul E Nop ne Da. Gab Jaksula Unyol Choni Duk Dak Han Susurak Handamayan Green Light ne Da. If, Jung Sek Ha Gunadak Jail La Gajul Mayan Ajit chi Gan E Dupil Yo ne Da. ISTJ Gar de kal de tuk jean duol, il dan, date yak sok yul myung hu Wek hijab not sub nadar. Adisa, Mayatsi a man now guinji, man nasamuwal mukko, six of who a muwal halji, junmail amusin gakutsi gunayan man nanun gutsuno regi yo jejun ildi ganun hadnada, yun aecho bandate hanun demugi yuhu wekdate hanun iyunun da yumguwa gatsud nada. First, school company eel e namu busy he sudogja he schedule jail gan e utsukda. Second, Yunchi and Ji Men, Sang Di Bang Yuna Dugge Date Lul Jin Ha Hanun Ji Chek Ha Gi We Hasur. Date Schedule Janoon De It Sudat Jung Nasula Un Mosub Yul Boy Ji Men. Sandi Bang Yui Opinion Yul Jiang Chung, Sulhi Yum Hanun Fi Yun Ibne Da, Because Ne Ga Jo Ah Hanun Salem E Ne Ka Yo Dug Dag. Course Schedule Ye Yak E Jag Heen E La Mayan. Date dan iljungan jungan schedule e change do we noon gungu when chan subne da. However, kuntul yul ukpaba ligo a yesi lo un thin rojin hing hal hi yago hamayan. Gibuni na bajil suit subne da. Sian ui lul musi dang het de go sin gak hal suit gidi moon ibne da. 1. 당일 약속 금지 당일 약속은 혼인신고 계획을 서로 생각하는 단계일 때 큰 타격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연애 초반일 때 당일 약속을 잡으면 ISTJ가 정뚝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ISTJ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가급적 3일에서 7일 전에 잡아놓기 놀이공원 같은 빅 이벤트라면 최소 3일에서 7일 전에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서 맞는다면 최소 1일에서 3일 전에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은 ISTJ의 스케줄을 반드시 체크,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3.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기 금지 ISTJ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당할 확률이 큽니다.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공식적인 휴가를 쓸 때 빼고 ISTJ가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4. 약속 당일날 만나서 뭐 할지 생각하기 금지 ISTJ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면 적어도 큰 틀에서 뭘 할지는 정해야 합니다. ISTJ를 만났는데 마땅히 할 게 없다면 당분간 ISTJ를 만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5. 무조건 귀가할 때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기 금지. 연인 관계가 아닐 때 ISTJ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남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TJ가 자원한 게 아니라면 쿨하게 각자 귀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면 ISTJ가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 당일날 e t 제 상대로 다양한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티제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이 정도 됨됨이면 차용증 빼고는 다 들어줄 수 있겠군. 바운더리 3단계 중 1단계 프리패스, 2단계까지 패스 가능. 2. 약속 시간 내에 이티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너 어디야? 음, 이건 내가 먼저 온 거니까 문제없음. 약속 시간 내에 왔으니까 재밌게 놀자. 3. 약속 시간 내에 도착 못했을 때 너 어디야? 현재 위치와 소요 시간을 물어봄 상황 파악이 되면 소요 시간에 따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기다림 4. 약속 시간 지났는데 예고 없이 연락 두절일 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3분 간격으로 연락 시도 당일날 끝내 연락 안 올 시 그날 즉시 손절 가능 ET제보다 일찍 도착하면 인간적 호감을 넘어 이성적 호감까지 느낀다 만약 늦을 것 같으면 약속 시간 전에 미리 보고해서 ET제를 달래준다 ET제와 손절하기 싫다면 약속 당일날 잠수는 근무 w a n b o k 7 hours lul suyung hasa 90 minutes man na noonday. Iga hogam inji a ah ninji. Jebogurit sat Dalun ISTJ Bundil Unadut Gesengak Hashi Nayor, Jun Comment Il Jimaja, Egun Hon In Shingo Gam In De, Sengak Hetsud Mulong istj gashigan nan si la sila noon defi yojut enuhi yian ibnada. However, one hour ban bolhi yago dolo sa seven hours lul so noon gun, selangul nun asut to go sengak hapnada. Egan light gan li gachi sal ka, mulat sol de. ISTJ gagi yian jejut euro adun bang ship euro sao li mule cha lil g. Moli lul gu lil gondi yet ignata, jetbo boneju shin boon eagle bo shin demayan. Najun akok hon en shin go comment nam Yajushi ya jishi deal ba lab nada, chu galore, e newel bogi we ha. 7 hours e san sobi ha bongi yeang hung e at demayan. Comment nam gi ya juseyor. Ya labu nuida yang han opinion e gung giam hat nada, onul doshi chung ha jushi ya sugam sahab nada duk dak. Jeyang San Yul Tong Ha ISTJ Yu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1 Habnada ISTJ World Membership A Hashi Mayan Secret Yeang Sang Bonding 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ib Haju Se